네 모든 걸 뺏어 먹는 순간 나는 자유롭게 먹어 아, 자유롭게 먹어 아, 아, 유토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야, 내가 언제 그리 불렀냐 어 치킨 냄새나 네 모든 걸 뺏어 먹는 순간 넌 자유롭게 먹어 아 아 아 난 자유롭게 먹어 아아 예 유토 씨야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돼요?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? 유토피아 이거 먹어도 돼요? 유토피아 이거 먹어도 돼요? 간식 유토피아